너의 너의 장난에 어떤 사람은 흘러 <laughs> 빠져. 그 서울에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좌절을 하고 있어 누구 누구 누구? <laughs> 이따 나중에 자세히 편지를. 아 진짜? <laughs> 효은이 단발을 볼 수 없다면서. 그게 아니죠. 그럼 지금? 근데 다 단발인 줄 알아. 내가 변신한다니까. 너만 보는 너만 아는 그너 바라기. 그러면은 그 아니. 머리에 대봐요. 머리에 대봐요. 우와 이거 그거 같다. 캔디 크러쉬 소다. 아 사과. 그 느낌이다. 오늘. 아 뭐야. 이쁘다. 내 스타일이야. 안돼. 내게 사올 걸. 아. 내 거래. 마리네트 앞에 잘렸어. 아 나도. 아, 띠띠 띠띠 이랬는데 갑자기.

여기서 봐봐요. 여기서 진짜 예뻐 아, 일로 와봐. 여기서 아, 봐봐. 진짜 예뻐. 자, 우리 다 같이 잠시 뒤를 한번 돌아볼까요? 스텔라 와봐. 봐봐. 아, 너 보이겠구나, 너는. 내 머리, 내 머리 색깔 같아.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예, 건 이게 처음이야. 내 현이 너무 가까이. 아. 대박. 아,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. 늦다. 다시 원위치로 실제로 아스라니 다이어표 그려보면 이미 늦었어 너희 너 자식! 너 내가 수술을 못하어 수술을 못하어난 <laughs> 그래서 머리맡에 그거 두고 자요 전기 파리 니에 있잖아. 우리 우리 아. 그거 우리 방에 그거 리퀴드 이거. 어 그거 내가 갖고 왔어. 그게 나도, 효과가 나도. 좋아요. 여러분 다른 거 쓰지 마시고 그거 쓰세요. 킬라 나는 자가 허리 들리면 손을 잡는데. 저희 해주셔도 됩니다. 광고. 와. 네. 아 이거 대주세요. 대주 기만해주세요. 올해 소원은 아. 네. 소리. 어? 나? 소원이 나야? 표현이 뭔지 알아고 아니 아까 했잖아 나뭐1번 음. 많이 돼서 아 맞아 나 했... 아 나만 안했어 아, 언니 뭐 생각이 일단 나도 1위 그 좀 하고자 아. 하실 수 있는 요리가 있나요? 난 이런 요리를 할 수 있다 자랑해주세요 전 요리 전? 어 우리 전 요리 합니다. 어 여기 트윙클만 올 수 있는데 우리 트윙클 가입할 거예요? 가입할게요. 아, 네. <laughs> 네 지금까지 슬라이스입니다.